안녕하세요 문집합니다 오늘은 코오브듀티 모바일을 할건데요 자 할로윈 색인 사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10이니까 좀 더 쉽게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에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제 그 예, 가방 없이 1등하게끔 계속 도전할 생각이니까 걱정 마시고 적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케이 뭐야 미치겠네 stealth chopper inbound. South Chopper hit that. Care package inbound. Care package on standby. Take up the Killer drone ready. Target's inside! 1등 차이가 많이 나버렸어 Hablando, estoy hablando, estoy hablando. Almost there. Keep it up. Stealth chopper on standby. Kill confirmed. Friendly sentry deployed. Heads up team. Enemy UAV spotted. Sat turret ready for UAV online. Destroyed enemy's UAV. Friendly stealth chopper. Spuddy. Care package on standby. Kill confirmed. Kill confirmed. UAV online. Hostile predator missile inbound. Stealth Spuddy. Kill confirmed. Be advised. Hostile predator missile inbound. Stealth chopper has been destroyed. Hostile hunter killed. counter UAV is up. Good work. Mm, Changing mag! Stealth chopper on standby. Reloading! Cover me! Advanced UAV is ready. Enemy contact! Kill confirmed. Reloading! Hostile care package inbound. Kill confirmed. Kill confirmed. I got shot! 와 이거 죽네 Heads up team. Enemy 그것도 이겼습니다 Heads up. Enemy UAV spotted. UAV online. friendly stealth chopper inbound. Enemies, Nexus-1 Goliath is coming. Advanced UAV is online. Enemies, Nexus-1 Goliath is landing. Contact with enemy! 저기 진짜! 이겼습니다 보스나 먹어도 이겼어요. 그쵸? 아 이것도 그거네 저는 그냥 언제 돼서 좋겠네요 그쵸 언 돼서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제 여기든 언제든 아니든 잘못하기 애초에 survivor. 바로 사람이 쳤죠. Target's in sight. Survivor, we've taken the lead. 와, 아무데도 나한테 잘 받아들여져가지고, 와, 이겼습니다. 와, 그때 한번 죽었으면 저 졌어요. 아 좋네 아 승자를 승진씨 좋았네 그래도 재밌었어요 아 다른 애랑 싸우고 있었네 얘가